이 영상을 보기 전에 잠깐! 이 영상은 29화에 대한 스포일러를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. 아직 28화를 보지 못했다면 여기 이 링크를 눌러주세요. 그럼 29화 예고편 보고 오시죠! 이쪽이다! 아 이쪽이다! 이쪽이다! <laughs> 이게 다 뭐야 핸들? 우리 데뷔 무대를 위한 무대효과 카드지! 처음에 폭죽이 팍! 타지면서 멜로디 등장 꽃가리도 뿌리고 불꽃기 등이 솟아오르고 레이저도 쓰고 그건 너무 많지 않을까? 사양 말고 골라 골라 다 골라 그렇다면 우선 꽃가루를 꽃가루를 고르셨습니다 퀴즈 주제는 구고단입니다 3, 4, 22 아니 20 아, 아닌데 야그 정도는 좀 맞춰라 29화 돌격하라 예능가요제 이제 공부도 해야 종이야 3, 4, 12 정도는 알아야지 지금까지 애고편을 보면서 든 생각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다른 걸 틀고 있는 건 아니죠? 우리가 다음화를 예상할 수 있는 방법은 예고편에 나오는 영상과 마지막에 나오는 제목만으로 추리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예능 가요제와 무언가 퀴즈를 푸는 장면이 나왔으니 어떤 예능에 나가는 것 같긴 한데 아! 안 되겠어요. 내일 올라오는 본편을 보는 수밖에. 그럼 내일 봐요 여러분. 안녕. 여러분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? 이런 영상은 어떠세요? 재미있는 영상이 훨씬 많으니까 샤이닝스타 채널 꼭 구독해주시고요. 저 virtual 나라도 많은 사랑과 기대 부탁드려요. 샤이닝스타 OK thank you